오늘 게임을 할 거야 네. 어, 니네가 지금 생각하는 가이드 보컬 누가 했으면 좋겠어? 1 pick. 진짜 너무 어렵다 근데 이건 뭔가 지성이가 제일 노래 를 잘하긴 하는데 그 지성이 보컬하고는 조금 잘 맞을 것 같으면서도 오묘하게 오묘하게 조금 안 맞을 것 같은 느낌 있고 지성이요 에 네. 아니 뭐야 지금 <laughs> 한참 뭐안 아, 어울릴 것 같다고 하니 가성을 아, 생각했을 때 러브가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이거 러브야? 이럴 때일수록 그 러브 형의 음. 부재가 저희한테는 큰 타격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아, 저희는 또 저희가 쓴 노래고 vibe는 저희가 잘 살린다고 해서 저희 둘이 하고 싶어요 네 저희가 드디어 <laughs> 네. 정말 중요한 게임이죠 네. 가이드 네. 보컬 뽑기고요 아. 지금 네. I m ground 게임을 할 건데요 지금 네. 보시면 각자 머리띠가 있어요 근데 네. 보시면 어? 주민부터 시작해. 오케이. 나 부담스러워서 주민부터 시작. I am ground 지금부터 시작. 러브 둘. 러브 러브. 리에 넷. 니에 니에. 뒤짝 나가주시면 됩니다. 자 타이! 들었죠? 어, 들었어. I am g r o u 지금부터 시작. 유정 넷! 유정 유정 유정 유정. 러브 둘. 러브 러브. 밀 셋. 밀밀 원이야! 아 무서워! 아, am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유정 하나! 유정 나인 셋! 나인 나인 나인 러브 둘 러브 러브 나인 넷! 나인 나인 나인 나인 와! 갑자기 아! 아니 그래서 반응이 나인 나인 나인 충격할수 있어 이거. 어, 그럼 이거는 그런 거같요 카메라 근데 이거는 나이 나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언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유정세. 유정 유정 유정. 밀네. 어이 렸다 어, 어 밀네. 아, 아, 나이색 나이 나이 나이 러브 둘 러브 러브 나인데 아니 내가 나인이 아니니까 말이 안 나. 하나 둘셋 원야그래 가이드를 아! 누구 골라야 될지 그러게 네. 좀 회의를 해봐야 돼 네. 회의 해야 되면 저부터 볼까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네. 러브로 가자. 러브로 <laughs> 가겠습니다. 러브. 네. 러브. 러브로 가는 거 약간 의외인데? 네. 왜 <laughs> 아, 예. 아, 아닌 것 같아? 어? 난좀 별로더라. 아. <laughs> 저희 네. 팀은 제가 하겠습니다. 오! 솔직히 뭐 자신 있어 그런 거 아니고 네. 몇 천 번 할 생각이 있습니다. 어. 저희는 준지를 믿기 때문에 저는 준지로 가겠습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냥 팀 보컬이 하는 거네요. 오 그러네. 그러네. 오 그렇게 됐네. 잘 됐다. 어, 한시름 났지만 또 두 번째 또 어, 게임이 있습니다. 코러스 게임. 이거든요 나도 한번 찍었는데. 나? 아, 어? 네. 어, 네. 나 가위바위보 겠어 대표팀 다한발자 나와주세요. 자 나머지는 한발자씩 뒤로 가주세요. 네. 각오 한 말씀. 이번에 가져가겠습니다. 이겨본 사람이 또 맛도 잘 알잖아. 음. 아, 감사합니다. 역시. 음. <laughs> 안 되면 신다. 네. 가위바위보. 근데 일단 먼저 뽑겠습니다. 악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아. 가위바위보! 아! 와우. 아! 너 가면 원래 자신있게 하잖아. 왜 이래? 아, 진짜. 오, 어, 너, 너무 떨려. 너무 떨려. 할수 있다. 자, 자, 악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nice!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보겠습니다 자 네. 하나 둘셋 라데시 라데시 자 2등 저희는 저희도 러브를 뽑고 싶었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네. 뽑혔으니까 네. 네. 그냥 가이드 준영이 하는 김에 제가 고르스하고 어? 어? 하겠습니다. 어? 돼. 어? 아, 네. 됐다. 어. 저희는 라인으로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잘했다. 와, 아, 확실히 아, 거의 다 본인 어. 곡을 또 음. 본인이 어, 그치, 설치를 잘하니까. 또 엄청난 곡들이 아! 공개되면 쏟아들어. 기대 많이 해주시고 솔직히 저희도 많이 떨려요 저희 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하라면 다해 저희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일주일 만에 더 남은 시간 우리 각 팀 모두가 협력해서 더 멋진 곡을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반사부 빠밤